언니 컴백 땡땡일인 거 알아 우리 아빠가 Starship 직원이야 <laughs> 아닌데? 아닌데? 그리고 아버님한테 복 많이 받으시라고 <laughs> 어떤 분이 어 나 루단데 우리 타이틀곡 뭐였지? <laughs>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언니 나 여름인데 컴백 컴백 언제 였더라 어떤 분이 주연아 나 엑신데 내 자작곡 사비 한번 불러볼래 언니 나 다영인데 우리 타이틀곡 언제지? 주연아 나 샤킹데 문 좀 열어줘 10분 뒤에 문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언니 나 앞에 있는 팬맨데 스폰 안돼 <laughs> 숨소리 들리냐 우정들 언니 빵 터졌어 주연아 나 은빈데 정규앨범 맞죠? 주현 씨, 저 숙소 근처 편의점 알바인데 오늘도 사 먹으러 오세요? 핫바 데워 놓을까요? 저 숙소 편의점 가도 핫바 안 먹는데. 아 진짜 웃기다 어정들. 실수인 척 흥얼거려 봐. 큰일 납니다. 어떤 분이 주연아 나 너 머리카락인데 혹시 나 잘렸니? <laughs> 내 머리카락아 너 잘렸니? 여러분 오늘 너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 에피소드는 꼭 스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으면 좋겠네요. 하, <sighs> 여러분 다음에 또 보고 제이 자요. 빠빠이 안녕